에카 여기 영재 여기 에카 타고 영재 안전하게 운전해 영재 아빠 봐봐 영재 아빠 출발 신호 듣고 출발 부딪히지 말고 이제 자 형아 간다 형아 갔어 여기 멈췄는데? 언제 온다 저기